있지? 그러면 어이겼어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게? 엄마 이건 뭐야? 아니야. 아니야 봐봐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타라 식당으로 주기 힘들다. 미미. 어, 아니 그런 것들 그런 거 배우시지 마시고요. <laughs> 교육은 참 힘들다. 우리 아니 홈스쿨링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네. 숫자 교육부터 이렇게 힘들더니 4는 어떻게 한다고 하니? 4 아니야 4 어떻게 한다고? 4